기념해. 안녕하세요. 부의 상징 정나인입니다. 오늘은 보시다시피 아주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. 볼도 핑크. 핑크라 아주 멋졌습니다 귀엽지? 어, 볼터치 완전 귀엽겠다. 맞습니다. 아, 아, 아, 아. 오늘 자. 오늘 저희 그 우리가 맞아요. 억지로 투샷 만든 거 있잖아요. 맞아요. 억지로 투샷 만든 거 억투 억투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맞아요. 사실 생각 못 했다가 네. 이제 막 생각했는데 이거 어떤지 한번 봐 아, 네. 하나 와이베 사랑이 달콤하다 해 와이베 다른 건 거 아니야 혼자? <laughs> 카메라 막나 혼자 나 혼자 막 이러고 있고 형 혼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? 귀여운데? 커요 형 사람은 혹시 형이 3살이라는 걸 말해준 건가? 아, 큰일 났다 하지 말까? 괜찮으시겠어요?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갑시다 하다 해봐 왜 됐다 이거 하고 아! 이거 뭐 있습니다 우리? 없어요